myself. <laughs> Myself. 넌여기가 뭐하니? 애나? 아, 빠졌어. 아, 빠, 아,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이게 빠져갖고 네가 지금 계속 긁었구나. 나끓줄게 비켜봐 알았어 끓여줄게 이리 와봐 넌 거기 왜 쳐다보고 있어?